곡 플러스 장르 변화까지 Dreamer로 Dreamer Star shining bright Fly me to the moon Fly 보사노바로도 발라드도 알고 이것도 스윙으로 swing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저희 그 저번에 슈퍼박스 네. 컨텐츠 반응 되게 좋았던 거 아세요? <laughs> 이번에 컨텐츠 2탄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2탄? 네 <laughs> 왠지 그거 다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음, 음. 발라드 버전으로 발라드, 발라드. 어, 어렵다 어떡해?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보사노바라도 가능한가 보사노바요? 멜로디만 똑같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해보 해볼게요. One, t w 아까 거랑 비슷한데 부탁드리고요. 플라이미 투덤을 아 플라이미 투덤은 너가 인트로 주면 될것 같아. j u p t 발라드로 종류변화를 줄수 있나요? 플라이 미투 섬은 발라드 버전이야? 어떻게 해줘 봐봐 그냥 너 먼저 시작해 이렇게 음. Fly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And I feel 투덤은 보사노바로도 가능한가요? 일단 보사노바, 보사노바, 보사노바 플레임 투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딴따라라단 이 정도로? One, two, o Fly me to the 아 다음 거 그래 What a Wonderful World도 What a Wonderful World 어떤 버전으로? R&B 버전 R&B 버전 R&B 그냥 대충 그 멜로디를 알려줄게 I see trees of green 어 그냥 일단은 해볼게 이렇게 이제 다시 다시 해봐 I see trees of green 아까 거랑 비슷한데. 스윙. One, two, one, two.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just for me and you, and nothing to myself. 가능한가요? 보사노바? 아, 다시 네, 해볼게요.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just for me 반주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laughs> 그런 이번에 오버 더 레인보우 가능한가요? way up <laughs> 저희 이제 부탁드릴 것다 끝나서 <laughs> 마지막으로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말씀을 한 음. 말씀 해주세요. 아, 네.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스탠다드 재즈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실 만한 다양한 재즈 곡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컬곡 말고도 이제 다른 세션 분들이랑 하는 재즈 연주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 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 I go, there I go, there I go, there I go, there I go. Pretty baby, you are the soul, snaps my control. Such a funny thing, but every time you're near me, I never can behave. You give me the smile and then I'm wrapped up in your magic. There's music all around me, crazy music, music that keeps calling me so very close to you, turns me a Come and do me any little thing I want to, let me do a little next to you. So am I insane or do I really see heaven in your eyes? Bright as stars that shine bright above you in the clear blue skies. How I worry about you, just can't live my life without you, baby. Come here, can have no fear. Oh, is there a reason why I'm really feeling in the mood for love? <laughs> 중간에 너무 많이 틀렸는데 그 9월 10일에 완벽한 모습으로 <laughs> 기대해 주세요.